이번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됩니다. 서로 악수를 하면 짝이 됩니다. 다음 놈 중에 나 이상 없어요. 나 밖에서 체력 선생했고 수학도 좋아요. 나도 하자는 사람 많은데 다잘 끼고 합시랑 하는 거야. 그쪽이랑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. 그런데 무슨 게임을 할지 몰라서 그냥 나랑 합시다 이러다가 이놈 저놈 다 놓치고 우리 아알 낙동강대요 알죠? 처형당해서 아까 그 반칙한 놈 남은 거한 명이 남어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남으면 자동 으로 탈락이겠지 조금 좀노인 내가 남겠네 시간 그만 끌고 갑시다 너랑 좋다 저랑 하실래요? 직원 선정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? 뭐야 자, 죄송한데요 잔 우습게 볼 거예요 피곤한가